더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이건 음식 있으면 어너 이거 먹을 수 있어 막 챙겨주고 막 사람들이 아, 진짜 재밌고 막 그냥 귀엽고 막 이거 먹 거야 아, 맞아 맞아 맞아 꼭 하나 사 먹어 막 어, 네, 맞아 감자튀김은 먹을 수 있어? 막 이런 것도 막 물어보고 어, 뭐가 되는지 모르니까 아, 맥주는 먹어봐 밀가루 먹을 수 있어? 응 먹을 수 있어 그럼 오뎅은 먹을 수 있지 이러면서 아니 오뎅은 생선을 먹나? 그럼 김은 못 먹나? 아니 언니 김은 먹을 수 있어 <laughs>